싫은데 이거 키보드를 살 때 49랑 61 중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냥 저에 대한 큰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61로 사버렸습니다. but 난왜 네가 가진 것들을 부러워하는 걸까 감당하지도 못할 것들을 손에 꼭 쥐고 서 아픈 기억들 위로 매일 혼자 걸어나 아플 걸 알아도 자꾸 마음이 가나 봐 So far 내 것처럼 so 그래픽 좀 있는 거 없을까요? 아 그런 거 도전인가요? 네. 부드러운 발로만 이렇게. 아, 이 발톱을 세우고 예, 예. 다칠까봐 예. 이 백신도 그래서 막. 고 아, 엑스레이도 찍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개봉 맛집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세 가지를 샀어요. 이거는 incense holder인데 그냥 오브제처럼 나도 예쁠 것 같아가지고 사봤고 이거는 협탁에서 자꾸 립밤 같은 게 굴러다녀가지고 그거 모아서 두려고 산 트레이입니다. 그리고 이 공책은 작곡 공부할 때 약간 정리를 하려고 산 건데 사실 지 공책 있는데 조금 힙한 거 쓰고 싶어가지고 사봤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제가 명왕성을 발매했던 publishing 회사에서 이제 열어주는 정산 사이트 같은 건데 10월 검색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8월달 아, 판매월까지 이렇게 제가 8월달에 56,863원을 벌었답니다 명왕성 덕분에 그양수 과제하느라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만든 노래인데 이걸로 돈이 벌린다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이렇게 5만 6천 원 정도를 벌었잖아요 근데 이 음원을 내기 전에 마스터링을 맡겼었는데 그거를 5만 원 주고 했었고 또 앨범 아트 만들어준 친구한테 또 선물까지 사줬기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는 적자입니다 9월치 때는 28,748원을 벌었네요. 사실 저는 이거를 돈을 벌려고 낸 게 아니기 때문에 기대조차도 안 하고 있었고 그냥 신기한 거지 저한테 중요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뭐가 더 좋았냐면은 여기 이렇게 카운트 수가 같이 뜨는데 21,247번이나 명왕성을 틀어주신 거죠.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습니다. 8월 달은 조금 오픈빨이 있었고 가면 갈수록 수익은 지금보다 더 줄어들 것 같지만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한번 저의 수익을 공개해봤습니다. 이상 이상 와 너가 산 거야? 뭐 이거? 어. 아니 내 친구 두고 나갔다 왔는데 그냥 어. 이러고 나갔야 <laughs> 높다 그치? 응. 야 이거 약간 그거 160가는 거야. 어. <laughs> 나는 안 가. <laughs> 부럽다 그런 거 맞아요? 네. 너 방이 넓으니까. 작아 보여? 어. 내게 작은 거 아니야? 아니야. 너무 좋다.